오늘 꼭 가족을 만나기를 빈케이지로 돌아오지 않기를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디아 떨고 떠는 것 같아. 미안해. 버터 그래 버터. 아 고메. 안 먹어 안 먹는다. 아까 전에 한 먹어 보니까 밥이. 다 잡겠다. 응? 너 지금 좋은데 가는 거야. 버터. 알겠지 버터? 사랑 크이사 한 7, 8kg 될것 같은데. 엄청 진한, 진한 것 같아. 귀여워 어? 여기 오는 거야? 어 그거 잘 먹네 애기들 고기를 좋아해 아. <laughs> 이게 음.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됐어 괜찮아 이제 이제 괜찮아 센터에서 센터에서 보셨는데. 어이구 이제 목 시원하다. 가자. 으야. 차. 어. 괜찮아. 하나안 무서워. 하나안 무서워. 괜찮아 괜찮아. 어. 조금만 기다려줘. 너무 어, 미안해. 네, 대단히 많아. 아 귀여워. 다리 봐라. 저도 곤지 거렸었는데.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셨어. 생했어. 인간에 좀 엉킨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. 예. 저거는 예.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이 밟아, 발. 너의 침대도 여기 있고. 어, 니꺼야. 네 어, 색깔 잘 어울리네. 해줄까? 해줄까? 오빠 어, 사료 좀 많이 먹어야겠네. 그래, 그랬더니 너무 말랐어. 왜 가져봐? 좋죠 여기? 푹신하지? 맞죠. 라떼 실사가 어제 긴장했어? 오빠 네. 긴장했어? 음. 어, 어. 좀 마른 편이세요. 지금 네. 갈비뼈 많이 만져져 있고 등뼈도 만져지고 말랐어요. 네. 그런 마른 거에 비해서 근육량은 좋네요. 다리 근육도 좋고 어... 음. 어, 슬개월 탈 같은 것도 없으시고요. 예, 양쪽 무릎도 아주 튼튼합니다. 네, 고관절 스트레칭도 잘 되죠? 네, 통증도 특별히 없고요. 네, 허리 통증이나 볼게요. 얼굴 보시면 애들이 아프면 이게 약간 입을 입맛 따시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. 그런 건 없는 것 아, 같아요. 그런 거없으시 허리도 괜찮네요. 네. 까먹지 말고 꼭 깎아주셔야지만 나중에 발톱이 안 파고 들어요. 아. 네, 두 개가 보통 한 개 있는데 아. 피레니지들이 보통 두개있네 얘는 한쪽 두 개 있고 여기는 한 개 있네요. 아. 음. 보통 이런 뭐 발톱들은 잘 감춘 같은 게 있으면 눈이 이게 빨갛게 부어오르죠. 음. 네, 그런 것도 없으세요. 그리고 눈곱도 많이 끼고요. 안충 있으면 아. 네, 내안각 쪽에 눌러서 보시기도 하고 네, 네 눈도 깨끗하세요. 네, 기침 반사도 없고요. 네, 호흡기 증상도 없네요. 콧물도 없고. 콧물 있으면 이게 렇코 누르면 쭉 콧물이 아. 나오거든요. 네, 콧물도 없으시고. 아, 근데 이제 뭐 이런 체격이 네. 이 스코시티시 테리어들 이런 체격을 골격을 갖고 있는데 얘가 약간 비슷해요 그런 애들하고 근데 네. 이제 그런 애들 잘안 아파요 네뭐 저막막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예. 저 음. 몇살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저희 두 살로 알고 그렇게 음. 추정할 거예요. 예, 그렇게 추정하실 수밖에 없는데. 자, 이거 먹어볼래? 이건 맛이 없어? 네 스타일 아니야? 별로야? 이거 별론가 보다 이거는. 저도 잘어 하자. 우리 갈 건데. 버튼 안 쏘면 내가 버리겠니 하자. 안 되겠다. 아직 어색한가 봐. 그러니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